마랑배 제1회 pull-up 대결이고요 프리 프롭이야 프리 프롭 개수라든지 퍼포먼스라든지 화려함이라든지 창의성이라든지 모든 것을 포함한 자유 종목 어떻게 해서든 창의적으로 pull-up을 했느냐 재미있게 했느냐 뭐 쓰고 KKK 같은 예, 하여튼 볼게 <laughs> 버거킹입니까? <laughs>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<laughs> 자. 아 뭐야 자기 자기 전에 어, 불끌 때도 <laughs> 운동하면서 끄겠다. <laughs> 아니 잠깐만 장롱 바라보는 게 진짜 무슨 자기가 넘어야 될 산 같은 거 보는 것 같아요. 오, 어, 오 어, 하나, 둘, 오 뭐야 부시는 거 아니야? 오 셋, 넷, 다섯. 오, 그렇죠. 프로... 자, 일단은 첫 번째 1라운드 토너먼트 1라운드 우승은 어, 제가 기술 점수, 퍼포먼스 점수 그리고 이제 재미 점수를 이제 해서 이제 얘기하면 자 암전 pull-up 대 장롱 pull-up. 장롱 pull-up 들어가겠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장롱 pull-up님. 아오불오 괜찮아 어디 운동하셨다는데 네. 자, 오! <laughs> 야, 경공, 야, 뭐야? 경궁 뭐야? <laughs> 오, 야. <laughs> 야, 뭐야? 열혈 강호야, 뭐야? 아, 이분. 야, 이 강하다. 어, 저 지금, 저 지금 누워서 보나요? 아, 잠깐. 어, 지금 발바닥이. 이게 3D 같아요. VR 같아. 와, 근데. 야 대등이 지금 몇 개야? 열와 열하나 와 이번 진짜 폭발적인 거 폭발적인 프로이네 와셋 네, 아스는 아니지. 다섯, 둘. 아, 근데 오케이, 비주얼... 오케이, 오케이, 세 개. 뭐가 오케이? 두개다두개다 야, 야 맞지? 한번 더, 한 번 더. 귀엽다. 이게 상체가 고정이 돼 있잖아 계속. 와 여섯, 일곱. 야 풀업 야 근데 내 시청자들 왜 이렇게 풀업 잘해? 여덟. 와 뭐야 이거는. 와 좋아 좋아. 이건 여러분들. 진짜 이거는 완전 아 뭐하는 거야 <laughs> 어, 죽지 않으려고 pull-up을 할 수밖에 없는 단두대 pull-up. 좋았어. 좀만 더. 백만 스물 하나. 백만 스물 둘. 잠깐. 아이거 얼굴로 풀업하지라 잠깐. 아 근데 동생이야 친구야. 아. 헤이 왔어? 헤이 왔어? 정말 곱띠 그 <laughs> 볼게요. 아, 저 빤, 아, 지나가는 사람. Yep, buddy. Yep. Yep. Hey, check it out, man. 아니 뭔데? 아니 플로파라고. 아 이걸 중량 플로 한다고? 어 오케이. 어 오케이. <laughs> 아 오케이 인정. 설정 좋고. 신하다 이거 와 나눠먹 네 다섯 아 진볼이랑 수건이라서 LC 들어 어 이거 힘들거든요 아 이거 애매하네 그쪽에 앉으요 그쪽에 마사요 <laughs> 뭐야 그쪽에 마사요 할배네장챙이가오 뭐야 오케이 오케이 나이 아이 풀업하면서 공부하겠다라는 마인드 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이, 이 정도는 해야지 어 뒤에서 막 누가 지나가는 설정도 좋고 아 오케이 오케이 아까 진이 아니야? 야 뭐야 네. 네. 나 중량분에 다섯 개 정도는 뛰고 와. 다섯, 일곱. 근데 완전 가동범위 수준이 여 도선 프로이래 도선 프로. 마프 박스야? 아씨 망가져. 유런 프로. 분위기도 잘 잡았어 군인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주 박수 너무나 프업도잘 당기시고 제가 또 군인에서 또 이제 단백질을 또 먹기 위해서 또 나눠 드실 수 있으니까 음. 군인분에게 1등 15만원짜리 마프를 제가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연이랑 굉장히 힘들게 지냈던 것이 기억이 났고 정말 상상도 못하는 구도로 마음을 기쁘게 해줬던 인싸 그 라이션 지금 아밤이 뭐 여러분들 의심 없을 것 같아요 바로 완벽한 기술을 보여주신 압도적이었죠? 네, 이런 링으로 하시는 그럼 우리 문청님 지원 많이 이렇게까지 많이 해주실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. 어, 근데 정말로 정말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.